아. 이거 좀 심각한데. 무슨 죄다 뭔 상관이 본스급이야 어? 센 건데 적당히 써야지 됐군 그래 닭보단 강해지? 무슨 씨발 아니 왜 그러세요 이건 뭔데 이건 뭐고 이건 뭐지 멸망해버려라 당 못 이기면 씨발 말이 안 되는 거고 작은 이겨라 좀 이겼다 뒤져버려 작은이자 장마는 못 이기면 이거 씨발 언덴드도 아니야 이거 장난가냐고 자기 씨발 저거 뭐냐 저게 아 놀이야? 놀이네 아, 저 새끼는 안 된다. 말 같은 거 없나, 여기? 무슨 말이 저기 있어! 중고시 여기였구나 여길 일단 베이스 캠프로 삼아야겠다. 갔다 가자 밤이 오네 뭔가 온 소리가 들렸다. 저건가? 또 왜? 또 왜? 또 싸움이야? 왜 그래? 나한테? 뭐 불만 있어? 얘는? 만나자마자 시기야개 같은 게. 별깝치게 깝칠 걸 깝쳐야지 수압하다는 게 뭐야? 자, 계선 갑시다. 또 어. 저거야? 왜? 왜 그래? 쟤 왜 그러는 거지? 또 뭐야? 왜? 아, 안해. 또 지랄이야. 못 이긴다, 이거. 대나 보면 공격하고 지랄이야 이게 뭔아 진짜 재수없긴 해 또 싸움이야? 실리즈에서 안 나와? 맨날 싸워먹어 지랄이야? 또! 씨발 법사 스킬이 씨발 장난 까자는 것 같고 씨발 <laughs> 어? 살아갈 수가 없어 살아갈 수가 하이어볼 쏠줄 알았지 맨 처음에 적당히 써야지 그리고 저거 일반 뭐있어지 저거 넌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네 얘는 저거 뭐하는 생명체지? 안 때려줘 착한 편인가 보네. 저거 딱 봐도 그냥 보스몹인데? 생김새가? 맞네, 5번에. 저거 보스몹이다. 아무도 없어 리더 이길 수 있다 이겼다 겨우 이겼네 말을 무슨 말 죽인데 한나절이 걸려?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모습이 2레벨인가 뭔가 다 필요 없고 그냥 원래 마에 시작해야 되는 건 정상 아닌가? 완전 그냥 치르기네 이제 어? <laughs> F가 전등이네 전등도 있네 얇은 물인가 보네. 얕은 물. 시냇물 같은 거는 아닌 것 같고. 개울? 강? 그럼 뭐 하는 거지? 저거 성공법이지? 부엉이? 부엉이? 정찰 완료 100% 성공 맵 지랄 뭔가 있다. 뭐지? 저거구나. 100% 저거 성공법인가? 뭐냐 너? 고노볼드? 테러미? 뭐지? 놀볼드라고? 지랄 저거 왜 뭔데 이거 벌레들 뭔데 뭐하고 싸움 난 거야? 뭐지? 마귀 던전 생각밖에 안되네 소야? 소네? 소다. 위로 올라가자. 뭐지 이거? 양? 양이다. 개겨워. 그래도 이세계는 양, 양은 있는데 늑대는 있겠지. 또 불이다. 아. 사업도 전혀 방대편인가? 저쪽을 가야 되는데 지정을 할 수가 없네. 이쪽 방향이요? 저쪽이요?